그리고 향수의 사용이랑 보관 그리고 유통기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향수를 여러분 뿌릴 때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 이렇게 맥박 뛰는 곳 여기에다 이렇게 뿌리고 여기 귀 여기 있죠. 이런 데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문지르면 향수 입자가 깨진대요. 그리고 향수 만든 사람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발향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여기에 뿌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몸에는 잘 안 뿌려요. 이게 아무래도 알코올이고 오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 알러지가 날지 몰라 저 같은 경우 옷에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있잖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허벅지에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소매 끝이나 아니면 이렇게 옷 끝 있죠 이런 끝 요런 끝에 많이 뿌려요. 아니면 이거는 좀 머리결이 상하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향이 좀 적은 샴푸를 사용하고 말락, 말락하고 이제 에센스를 바른 직후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뿌려요. 이렇게 여기다 칙칙 뿌려가지고 탁탁탁탁 하고 좀 많이 뿌려요. 왜냐면 날아가면서 머리가 마르면서 향수도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머리 마무리 단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머리에서는 향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냅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laughs> 향이 이렇게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즐기려고 많이 뿌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에게는 맞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뿌리시는지 한번 저랑 이렇게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향수 보관인데요. 어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았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걔 창가에다가 향수를 이렇게 쫄쫄쫄쫄쫄 놓는다고 해서 야 그럼 안돼 햇빛이랑 열이 가장 중요해 그거 향수 변해 이래가지고 알코올인데 변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향수는 직사광선이 닿는 것도 변향의 이유가 되고요 온도의 차이 갭이 이제 높았다 낮을수록 변향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향수가 있는 지금 이 방이거든요. 이 방은 어, 온도를 30도 이상으로 웬만해서 안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쓰지 않는 거는 장롱 안에 그 제일 밑에 시원한 곳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쓰는 것만 이렇게 쫄롱 넣는데 가장 햇빛을 닿지 않게 노력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향수를 좀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향수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마다 의견차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우리나라는 유통기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향수를 이제 개봉하고 뭐 1, 2년 아니면 제조 연월 일자부터 아니면 향수 그 유통기한이 아예 써져 있어요. 보면. 근데 해외에서 같은 향수를 사와도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경우는 향수는 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모께서 옛날부터 사용하신 향수를 지금도 이제 사용하시고 있고 이제 받아와서 변향이 없으면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고 저도 사용을 했을 때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 된 향수라도 변향이 되지 않았다면 써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부양률때 말씀드렸지만 알코올 농도가 있잖아요. 그 알코올 농도처럼 우리 술도 오래된 술이 좋다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특히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향수는 뭐 변향이나 이런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 바뀌지만 않으면 써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유통기한을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같이 좀 둔하, <laughs> 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케이스이신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변향이나 그런 것만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의견이나 이런 게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뭐 공식 자료나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찾아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거니까요. 출처나 이런 책 같은 정보는 그 아래에다 써둘게요.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이나 뭐 난 이런 거 이렇게 봤어요 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